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메이저 대회 15승을 함께한 퍼터,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켑카, 필드의 패셔니스타 리키 파울러가 사용하고 있는 스카티 카메론 퍼터는 공통적으로 모델명의 뉴포트가 있습니다. 스카티 카메론 퍼터 모델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그중 블레이드 퍼터계의 손흥민 뉴포트 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그골프입니다 오늘은 스카티 카메론 뉴포트 퍼터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5년 퍼터 제작자 스카티 카메론 씨가 어린 시절 자랐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명칭을 따서 7가지 클래식 시리즈를 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뉴포트 퍼터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2020년 최신 모델인 스페셜 셀렉트 시리즈 뉴포트, 뉴포트2, 뉴포트 2.5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모델이 현재 주력 모델이며 참고로 과거에 출시된 테릴리움 T22 뉴포트, 뉴포트 3, 뉴포트 2 노치백, Newport mallet 등 기타 모델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Scotty Cameron 퍼터의 주력 라인은 스페셜 셀렉트, 팬텀X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보통 2년마다 새로운 Select 시리즈가 출시되니 내년이 되어야 새 Newport 모델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최신 모델인 2020 Newport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텅스텐 무게추입니다. 이 텅스텐 무게추를 적용하여 스윗스팟의 범위를 넓히고 안정성을 향상시켜 홀까지의 모든 거리에 대한 퍼포먼스 및 타구감을 정밀하게 조정해 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303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적용입니다. 2018년도 모델과 동일한 재질로 일관된 타구음과 부드러운 타구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Special Select Pistolini Plus 그립을 적용하여 다구감과 퍼포먼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soft tri-sole 디자인 적용입니다. 투어 선수들의 피드백이 반영된 사양인데 헤드 바닥의 sole 부분의 3개의 면이 부드럽게 각이 져 있어 퍼터를 그린 위에 올렸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퍼팅할 때 마음이 편하고 잡념이 없어야 집중이 잘 되는데 이런 특징은 정말로 높은 점수를 받을만 합니다. Newport 모델별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Special Select 라인에는 뉴포트, 뉴포트2, Newport 2.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펙을 보면 로프트, lie각은 똑같이 3.5도, 70도인데 neck의 형태와 toe flow, offset이 다릅니다. 뉴포트와 뉴포트2는 플러밍 렉이고 뉴포트 2.5는 스몰 슬랜트 넥입니다. 토 플로는 뉴포트와 뉴포트2는 미디움, 뉴포트 2.5는 니어 맥시멈인데 퍼팅 스트로크가 square to square면 minimum toe flow, 둥근 아치형이면 maximum toe flow라고 하고 중간은 medium toe flow입니다. 자신의 퍼팅 스트로크 형태를 고려하셔서 퍼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offset은 샤프트와 퍼터 페이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Newport, Newport 2는 full shaft, Newport 2.5는 4분의 3 shaft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 보이십니까? full shaft는 퍼터 페이스 면으로부터 샤프트 지름만큼 떨어져 있고요. 4분의 3 샤프트는 말 그대로 4분의 3 샤프트 지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퍼터헤드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ewport는 전통적인 오리지널 디자인인 Anser 스타일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 이야기 조금 하자면 Newport 퍼터의 탄생 배경은 예전 Ping Anser 퍼터의 대흥행 덕분입니다. Scotty Cameron 씨가 Anser 디자인 퍼터에서 좀 더 보완하여 Newport를 출시하였던 거죠. 타이거 우즈도 주니어 시절 Anser 퍼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Newport 2와 Newport 2.5는 좀 더 살짝 각이 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뻐 보입니다. Scotty Cameron 퍼터의 대표 모델인 Newport 퍼터는 항상 대중들의 선택과 관심을 받는데요. 앞으로 2022년에 출시 예정인 새로운 뉴포트 퍼터는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